싶은 것도 피로프 베이스인가요? 네, 피로프 베이스를 발라서 이따 팁을 금방 떼려고 피로프를 바랍니다. 베이스는 얇게 넘치지 않게 발라줍니다. 화이트 시럽으로 원콧 어, 해줄게요. Thank you. Thank